아, 이 치킨 맞아요. 제 첫 영상에 나온 치킨인데 그거 한번 같이 봐볼까, 우리? 옛날 치킨 영상 한번 볼까? 나도 소리 좀 들을게요. 어, 닭 상태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이랑 그... 통닭입니다. 시장 앞에서 파는 전형적인 시장 통닭인데요 음, 다리 길이가 요만해요 한 마리에 5,500원 현금가 카드는 6,000원 두 마리는 9,900원 왜 말하는 거? 음. 어. 역시 치킨은 역시 치킨은 뭐요? 뼈채 뜯어 먹는 이 맛. 음. <laughs> 그런 것 같아요. 튀김가루가 굉장히 얇은데 아주 바삭해요 <laughs> 바삭해요? <laughs> 느끼한 맛이 훨씬 덜합니다 아, 안 느끼해요 음 그래요 안 느끼해요? 어, 맛있다고 해요 그냥 어 눈물 난다고 하는데 야 이건 무슨 눈물일까 이거는? 음, 뭐 거의 과자 먹는 소리 같죠? 과자 먹는 소리 같죠? <laughs> 이 말을 왜 그렇죠 지금 영상도 슬픈 과거가 될 수 있다고? 안 그럴 것 같아 지금은 슬프지 않을 것 같아 말말 좀 하세요 음 맛있어요 맛있지 음, 음식 먹을 그러니까. 때는 뭐 음식이 건강에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행복하게 먹으면 건강에는 그리 악영향을 안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아 그렇다고 한다 진짜. 오히려 막 아무리 몸에 좋은 걸 먹어도 기분 나쁜 상태에서 먹으면 오히려 그게 더 건강에 안 좋다고 해요 어 그렇군요 그래서 먹을 때에는 항상 웃으면서 그래서 먹, 먹을 때마다 웃으시는구나 <laughs> 야 음. 잊고 있었네요 그 얼마 전에 봤는데 음. 밥 먹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조선시대 때 생겨난 거래요 아 그래요? 그렇게 오래됐어요? 왜요? 왜 생겼지? 왜 생겼냐면 그때는 밥을 뭐 한상에서 돌아가면서 먹나? 그랬어가지고 어, 로테이션이었군요 먼저 먹는 사람이 빨리 먹고 그 자리를 비켜줘야 다른 사람들이 또 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먹고 빨리 나가라 이런 의미에서 가족 간에 밥 먹을 때에도 뭐 예절처럼 되었다가 요즘은 네. 큰일 나죠 한 가족이 밥을 먹고 있는데 말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? 뭔가요? 뭘까요?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죠 아 화목하지 않은 것 진짜 <laughs> 진짜 착하다 wow. 답변이 야 용어 선택 봐 콩가루 집안이지 이런 것도 아니 화목하지 않은 살짝 매콤하게 양념이 돼 있거든요 네 그냥 후라이제 것도 지금 매콤하게 돼 있어요 과자 먹는 것 같아요 그 말 지금 세 번째인 거 아세요? 두 번째인가? 원래 이런 날에는 딱 네. 치킨에 맥주 한잔 딱. 아 맥주 저 맥주 먹고 있어요. 술을 잘 안 먹습니다. <laughs> 아 진짜요? 난 뭐냐? 나 타락했나? 야, 나 진짜 순한 맛이었구나. 제가 저랬습니다. 순수했네. 아, 갑자기 뭉클해지네. 야, 저, 더 젊어진 것 같아요? 조명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, 이때는. 그냥 진짜 형광등 밑에서 먹은 거라서. 여기 보이세요? 그림자 얼굴에 잔뜩 찐 거. 입에 뭐가 붙든, 손에 뭐가 어. 붙든,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먹어도 돼서 편해요. 근데 그거 손에 묻고 입에 묻은 거 80만 명이 봤어요. 아세요? <laughs> 근데, 네. 요즘 네. 크리스피 치킨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. 그쵸 요즘 다 크리스피죠. 그거는 그냥 뭐랄까 네 튀김옷이 너무 많은 두꺼운 것 같아서 네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베이크 치킨 맛있는데 구운 거 바닷가. 구운 거 맛있어요? 굽네 치킨 좋아하셨어요 혹시? 지금 튀긴 거 엄청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언행 불일치.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신기하네. 혼잣말 하면서 뭘 먹어본 게 처음인데 그리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그래 이러려고 어색하지 않았나 보다 나중에 1만 유튜버 되시더라고요 어. 3년만은 <laughs> 더 고생하세요 좋은 건지, 안 좋은 건지 음, 좋은 것 같아요 목 목은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? 그 뭐 닭한테 항생제 같은 거 주사 넣을 때네 다 이쪽 목 부분으로 해서 주사를 놓기 때문에 네. 별로 안 좋대요. 아 그래요? 근데 뭐 그러면 그거 맞고 그 몸에 이렇게 갖고 어디까지? 있는 개나 얘나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? 그쵸? 그럼 먹어도 된다는 소린가요? 맞아요? 아, 뭐, <laughs> 왜? 어. 왜 카메라 발로 차세요? 아, 네. 다시 발로 옮기시는 카메라 센 이동을 했습니다. 네. 다리를 폈더니 그 뭐지? 먹을 때 그 쩝쩝 소리 별로 안 내는 것 같지 않아요? 요즘에 음. 비하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적은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? 뭐? 먹을 때 네, 뭐가 재밌어요? 막이 쩝쩝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<laughs> 쩝쩝, 그래서 쩝쩝 소리 좋아하는 분 계세요? 본인은 먹을 때네 저요 그 소리가 들려야 뭔가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그분들은 어, 어떻게 먹겠어요? 먹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먹겠죠 뭐 그건 자유인데 이게 그 소리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극혐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집에서 혼자 먹을 때만 알겠습니다 <laughs> 하는 게 좋겠죠? 그쵸 말 좀 끝내고 드시면 안 되나요? <laughs> 왜 자꾸 말하시면서 중간에 끊었다가 자꾸 말하시는 거예요? 근데 가끔은 할 때 있어요 퇴근할 때 왠지 오늘은 참치킨이 먹고 싶은 것 같은 그거 오늘 아니세요? 그런 느낌이 들 때. 음, 저는 자주 있는 편은 아니어서 네. 한, 한 달에 한두 번. 음, 자, 자주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?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구나. 아 그래요? 와 내일 저녁에 친구랑 어. 김밥 천국 가서 우동에 김밥 먹기로 했는데. 아 진짜요? 그 친구 잘 지내나 모르겠네. 아니 근데 왜이브를 친구랑 같이 보내시죠? 가족이 음. 있지 않아요? 지금 <laughs> 볼 때는 배불러요? 병아리 같은데 네 병아리 같았어요. 일단 먹으니까 그래도 배는 엄청 부르네요. 그죠 치킨 두, 닭 두 마리 드셨으니까 배부르죠. 역시 평소에 과식을 별로 안한 보람이 있는. 아 과식 안 하시는구나. 하지만 왠지 그런 거 네. 있잖아요. 배는 부른데 뭔가 더 먹고 네. 싶을 막 그런 때. 자주 그러셨던 것 같은데. 지금은 왠지 네. 음, 그냥 라면을 끓여 먹으면 <laughs> 두 마리 먹고 또 라면 드신다고요? 참아야지. 네, 참으세요. 음. 손가락 좀 안 빨아 드시면 안 되나요? 아니, 그거는 끝나고 좀 빨아 드세요. 네, 이상입니다. 안녕. 이거 보고 한 마리 사와서 드세요. 아, 잘 드시네, 야무지게. 근데 진짜 약간 대화하는 느낌으로 잘 찍었네 잘 된 이유가 있구만 <clears throat> 이불킥하기라고요? 제가 그때 처음에 이제 유튜브 할 때만 해도 어 좋아요가 하나가 있는겨 그래갖고 어! 여보! 누가 내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줬어 내 영상이 좋은가 봐 했더니 어 그거 내가 눌렀어 <laughs> 이래가지고 아내가 <laughs> 그럼 막 조회수 2, 3 막 이러면서 아. 그때 막와 아, 자기 말고 딴 사람이 내 영상을 봐줬다면서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죠? 어, 그래서 막 구독자 막 한 3명, 4명 막 이랬었는데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구독자가 막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막 30명이 되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독했지 하면서 막 되게 깜짝 놀랐는데 다른 것도 먹어주세요 뭐도 먹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셔서 그때부터 시작은 ASMR 채널로 이렇게 시작했지만 먹방 쪽으로 자꾸 이렇게 처음부터 흘러갔다.